알려줄게 나는 따라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또띠 하나 어? 응.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얘들아 먹어봐 추천할게 슬기로운 알람과를 만들어니다 <laughs> 특성 볼 거예요

Hey! 토마토 찍어서 먹기 여기까지 啊。